아 오늘 아, 진짜로 너무 떨리고 너무 긴장됐지만 그래도 어, 임팩트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무대할 수 있어서 진짜 뭔가 가사 뭔가 스누팩트 진짜 스누팩트 회사끼리 이렇게 해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누팩트 화이팅 태호 제우도 화이팅 사랑해 상일이 더 반상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발라드 곡을 준비했는데 스누퍼 인풋트가 뭉쳐서 정말 좋은 무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물론 약간의 실수도 하는 것 같고 여러분 예, 조금 아쉬운 무대였지만 뭐 긴장한 걸 치고 좀 잘 나온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도 네, 어, 그냥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안녕 자, 태욱씨, 오늘 저희가 6월 이후로 저도 이렇게 포옹을 마춘고 오랜만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느낌이 어, 뭔가 그때에서 시간이 또 실제로 맞아요. 그래도또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 가끔 저희 넷이 노래방 활동 계획이 있거든요. 카메라 비라해주세요. 방금 막창도 한 막창이 왜 나오죠? 아니요 이게 분위기랑 이렇게 들어오나 저희 해체합니다. on t h put your hands up! 네. Put your down!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저희가 선물 있어요. 뭐야? 프레젠! 네! 저희가 사실 고정의 전통이지만 저희가 폴라로이드를 찍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네. 딱 근데 무대를 마치고 그 폴라로이드를 여러분께 무려 4장 드립니다. 아 잠깐만 그리지 못 아, 방금 박수 소리 작아서 3장으로 줄었어 아 무려 4장 드립니다 그냥 아. 4장으로 들었어 아. 저희가 가위바위보 하다가 끝내버렸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 아쉽죠? 네 아쉬우니까 당연히 노래 한곡 마음으로 가위바위보 한번 진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팬덤이 서로 친해서 친해져서